네. 그 뭐지? 아니야 아니, 이런 건 나중에 사면 돼 하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그때 족가라는 생각이 지나가면 그걸 반드시 사세요 아 있다 아 방금 시메트라 스킨이 떴으니 시메트라 하러 가야지 아이고 이메트라는 별로 안 좋은데? <laughs> 아 저번에 <coughs> 시메트라로 하드캐리 한게 그그그첫 번째 첫 번째 그 포인트 오는데 그 다리 그 바로 옆에 방 하나 있잖아 거기에 음, 텔레포트 설치해두니까 애들이 저글링처럼 계속 나와 <laughs> 우리 팀들이 모두 정말 감사해요 보호막 매트릭스 구축 시메트라 리메이크 되면 졸라 재밌겠다 빨리. 아예 스킬을 다 바꾸거나 그렇지 않을까? 어 리메이크가 그건데 뭐 어떻게 갈아엎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지 그거 개발자들 말한 거 보면 스킬을 어 쟤네는 딴 거 했어 아니야 이거 입구에 달아야 초반 게이지가 쭉쭉 차요 여러분 내가 딱 다는 방법이 있지 방어체계 파송 중 호차 호차 호차 호차 호차 호차 포차 됐어 도망쳐 그리고 우클릭을 충전해 우클릭 발사 뿜아 영상감이다 아 우리 팀 다 죽었네 아 메롱 안돼 수면 안돼 <laughs> 야 벌써 텔레포트 생겼어 순간이동기 벌써 순간이동기 생겼어 어 아, 여도 죽는다 아, <laughs> 뭐야 순간이동기를 코앞에 다 코앞에 다 만드는 애가 어디있어 <laughs> 누가 이거 어 그분과 희한님과 아 텔레포트 타고 잘못 타진 줄 알고 놀랐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다리야 다리 순간이동기 가동 빠르게 움직여요 으아 으아 안돼 다리에 다리에 다리에 놔 다리 다리에 놔 다리에 겁나나 안돼 안돼 왁왁왁 안돼 안돼 안돼 다 터진다 안돼 아, 터진다 녹여라 안돼 야야야 우리 텔레포트 야야야 야이 사이코 야이 사이코 새끼 어우 죽였다 안돼 이 나쁜 놈아 죽어 포탑 <laughs> 설치. 음. 죽여 죽여 안 돼 오야 와 이거 못 잡았네 아깝다 아 이거 끝까지 육심해야 끝까지. 어, 나 이거 영국 국기 있는 거다 받고 싶었는데. 어, 트레이서? 순간이동기 가동. 아차. 아차. 순간이동기 설치 준비 완료. 아, 아차. 반가워. 안녕. 어큐. 저리가. 저리가 이 더러운 요물. 아! 이. 앉아. 이 아파. 앉아. 대기 중. 지금 로드오그 우리 쪽 다리에서 대기하고 있다. 야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안돼. 아씨 아 다 터졌어. 어. 아씨 깜짝아. 아다 터졌어 어 순간이동기 생겼다 아... 이씨순간다 써야지 순간이동기 한조 대기 중 한조 대기 중으 아, 으악 으악 으아 오지마 내 포탑이 파괴됐어 방어체계 구성 중 으아 죽어 안돼 아하 <laughs> 저게 안 죽네 아 되게 아깝다 아파랑 괴롭혀요 어 파라 체력 산때 못 죽였어 미안해 아 파라 체력 사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리 안가 씨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꺼져 베이가 올라올 거야 어 베이스 갔네 순간이동기 가동 빠르게 움직여 아 나의 순간이동기를 받아라 배송이가 생겼어요 아 죽어 윈턴 죽어 윈턴 잡았다 오 깜짝이야 당신에게 보험을 받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, 이고아이고 안돼 야 시메트로로 성적이 괜찮아 이거 어떻게 내야 왜 트레이스야 다 이제 왜 또 다 트레이스야 아 이 팀엔 가망이 없나봐 잉! 으아! 으아! 어 뭐야 <laughs> 저게 뭐야 바스티온이 있었네 아 우리 팀 바스티온이구나 아 아, 어, 또 이걸 바스티온이. 아, 정말. 이걸 <laughs> 이걸 또 스티온이. 스티온. 누가 흥 하고 웃고 튀어 도망갔는데. 아이고 원숭이 빡쳤다. 와. 어, 씨, 누가야 아, 내걸 감히 터트려? 어, 야, 야, 야, 야, 야, 나 죽는다. 아, 아, 아, 아. 난 꿋꿋하게 시메트를 할 거야. 길을 열었어. 내 샷발 너무 꾸죠 에이미 고자. 야, 너 뭔데? <laughs> 방금 뭔데 목소리. 아 놀래라. <laughs> 정말 진심을 다해서 놀랬어. 그런 거 같아. 아 죽어라. 아이고. <laughs> 우리 야, 야, 나이스. 어어 어, 이 새끼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씨 나쁜 놈 와. 아. 이거나 먹어라. 잡았다.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나는 화물에 포탑이 있다면 놀라겠지? 어씨 뭐야 샥 포탑 포, 야 포탑 캐리 도망쳐요 어 뭐지? 순간이동기 난 항상 내가 죽여놓고 뭐해 내 때문 순간 이동기 감시 포탑 설치 남은 시간 아차 아차 아, 아 들어와 들어와 아, 아. 윈스턴 들어와 <laughs> 와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어, <laughs> 죽었다 <laughs> 예 이겼다 야 역시 시메트라야 근데 이다범 게임을 이겼어 어 뭐야 어, 라인 라인 아래 네 <laughs> 정신병 걸리겠대 찍 아이고 네. 내거 내거 내거 내 거 다 터트려서 그래. <laughs> 내거 이거 다 터트렸어. 어... 야, <laughs> 나 줘야 된다 이거.